엄마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엄마가 사이다 먹으면 어, 그 다음에 영재 그 다음에 아빠 어 조심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응. 그 다음에 영재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영재 영진이는 언제 먹을 수 있어? 영진. <laughs> 난. ตายแม่กินนิดเดียว 어. 너 입속엔 또 뭐 들어있는 거야? 사이다 말고? 순대. 순대 언제 먹었어? 다가 24시간 말고 5분 5분 동안 말 안 하고 살겠잖아 음, 그때 먹었어? 말은 안 하고 순대만 먹었어? 응. 아, 빠 맛있지? 아빠, 어, 어. 여기 왜 커피도 있어? 커피? 자판기에서 커피도 파는 거지. 커피 자판기 있고, 음료수 자판기 있고. 음료수 자판기가 아까 뽑았던 으 이거 사이다. 음. 음료수 자판기. 맞아, 맞아.